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 가 틱톡에서 요즘 유명한 후루 롤업을 준비했습니다 어, 안에다가 아이스크림도 넣고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س م ا ل ل 대박이네요 그런데 맛이 맛있어요 젤리부터 맛있어요 아이스크림이랑 먹으면 맛있는데 이빨이 다뿌어요 이렇게 묻어버렸어요 아, 먹기가 조금 힘드네요 지금 어떤 맛이냐면 그와일 젤리 초콜릿 아이스크림 맛 녹아버렸어요 이번에는 이거 딸기맛이에요. Bulberi. 맛있어요 네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제가 했던 이 아이스크림이랑 이랑도 엄청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었어요 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